둘, 셋! 안녕하세요, 연승입니다.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생방송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럼블 모드 완전 꿀잼이었어요. 잠깐, 잠깐! 혹시 이제 곧 무슨 날인지 알아요? 헉, 너무 됐네요? 바로, 바로, 바로, 바로 화이트데이입니다! 사랑이면 남자와 여자한테 사탕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음 아니에요. 뭐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챙겨주면 좋은 거지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짜잔! 화이트데이 선물입니다. 저희가 직접 준비한 건데 받으실 거죠? 어, 그 제가 받으면 안 돼요? 저 이런 거 완전 좋아하는데. 안 돼, 안 돼. 이거 런너분들 거예요. 여러분, 얼른 테이즈 런너에 들어오셔서 저희 사탕 빨리 받아가세요. 아차!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. 또 다른 게 있나요? 바로 동화나라에 놀러온 여자친구를 예쁘게 팬아트로 그려주세요. 예쁘게 그려주신 세 분의 런너분께는 저희가 직접 사인한 CD를 드립니다. 진짜요? 대박. 그럼요.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? 기다리고 있을게요. 지금까지 여자친구